밥에 진짜 반 공기씩 먹어 그렇게 먹어야 살이 안 찐다고 하나요? 채식하고 나서는 진짜 두 공기 그 먹는 양이 진짜 확 늘었어요 저 파스타 한솥 이렇게 다니던 동생이 막 누나 그만 먹으라고 막 별명이 채식 폭식량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나 순수 막 계속 먹고 자주 막 여섯 개씩 먹고 막 그만 먹고 좀 계속 계속 먹어요 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고구마 하나 다시 방 들어가는 길에 고구마 하나 집어서 네, 먹고 내 얘긴 근데 그거 뭐 살찌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는 것 같아요